거기 죠 거기 죠 그만 어떻게 이러고 있어 오. 어? 야 안에 2019년 8월 1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히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보시면 바로 패스하고 두 번째로 여기 잠깐 만뭐 표현한 것 같은데 누가 왔다 갔나? 저 주지 누구 계십니까? 거기 있구만요 거기 있구만요 거기 있죠 거기 있죠 그만 그만 하지 마세요 그만 계세요. 자, 그만 건드세요. 그만. 그만 건드세요. 그만이요. 그만 건드세요. 그만 건드시라고요. 자, 스탑. 자, 그만, 어, 그 가방 때문에 그러세요? 예, 그, 가방 때문에 그러십니까? 누, 저 됐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누구 하나 떠들었어요. 잠깐만. 어딨어요? 나와 나와 뭐야 당신 누구야 당신 당신 뭐야 당신 Assalamualaikum. 여러분들 이거 최소 둘인데요 정확하게 저것이 망자의 모습인지 혹은 어떤 물건 갖고 장난을 치는 건지 말 그대로 이런 천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죄송한데요 저 다른 데부터 가면 안 될까요? 저기부터 지금 여기는 일단은 저, 지금 저기 성모 마리아 있는 데가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는 제가 지금은 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둘이에요 지금은 좀 감당하기가 좀 그래요 처음부터 음. 뭐야 테마야? 계십니까? 누구야? 누구야? 뭐야? 어? 누구세요? 그런 게 있어? 뭐야? 그런 게 있냐고요? 서 있어 어떻게 일어서 있어 어. 야, 아래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소리 아저씨 나와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완전히 물방 고기 반이다 어디를 가든 밋밋한 데가 없다 미안하다 대신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핸들에 거기 갈게 여러들 아까 제 보셨죠? 이거 움직인 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장난 심한 이유를 알았다. 어. 자, 알았어. 어, 불 내려줄 테니까. 나이가 몇 살이야? 그것만 물어보고 나갈게.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만 말 뭐야 여러분들 어, 보셨다시, 보셨다시피 대화 이거 안됩니다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꼬마이들하고 이런 좀 어린 망자들은 어 진짜 어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망자들도 대화하기가 진짜 여간 까다로운데 저런 어린 망자들은 진짜 그냥 대화를 포기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음. 어.